안자고어 아, 그냥 발로 튀기고 삼겹살 김밥 앉지 음. 마세요 이게 지잡이 우리나라 음식이 새끼야. 머리 머리 뭐야 부시지. 네, 그렇습니다. 양식사 Thank you. 준비죠 네. いいな。 주십시오. 잘 먹으십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좋은 날, 좋은 날. 예. 아, 예. 아, 예. 열이 좀. Thank you.

テールが。